안녕하십니까? 요정뉴스의 달짱이라고 합니다. Apex 데이터 마이닝 정보 및 개발자가 언급한 것을 전달해드리기 위해 신설된 뉴스 코너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며 첫 번째 소식입니다. ALGS 팀샵이 나올 것이라는 데이터가 공개되었습니다. ALGS란 에이펙스 레전드의 전 세계 대회로 다가오는 1월에 ALGS 플레이오프 대회가 진행되며 Twitch Drops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큰 대회를 앞두고 대회에 참가하는 팀의 팬들의 마음을 공략하는 ALGS 샵팀 심볼 배너 이미지들이 data miner들에 의해 공개되었습니다. 12월 22일부터 1월 12일까지는 연말 세일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발키리, 패스파인더, 퓨즈, 호라이즌 등의 skin이 나오며 recolor skin일 가능성도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재 스톰포인트맵 곳곳의 pod에서 방갈로르의 음성 메시지가 남겨져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준호, 여긴 중사 아니타 윌리엄스, 코드네임 방갈로르, 7-5 브라보, 에코 에코 찰리, 호텔로 송신 요청한다. 안녕, 엄마, 아빠, 아니타야, 잘 살아있다고. 괜찮은 기회조차 없네. 동면에서 깨어난 뒤로 위성 네트워크가 먹통이야. 뭐, 내일이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겠지. 현자 던지던 실력은 여전했으면 좋겠네, 아빠. <laughs> 엄마는 여전히 포기 안 할 테니까. 먼티, 내 침대 건들진 않았겠지? 내 자리가 또 은박지로 뒤덮여 있다가 죽을 줄 알라고. 바베큐장인 차이야, 돌아왔을 때 잔치 기대하고 있다고. 젤키는 벌써 레드벨벳 케이크 한 조각 먹고 싶어 하던데. <laughs> 그리고 어, 나 대신 지크 묘비에 술병 하나 두고 가죠. 제키랑 나는 나왔어. 헤스티아 모두가 깨어났고 명령이 떨어졌나 봐. 그리고 진짜 벌써 적대 지역이야. 하지만 윌리엄스 가문이 해내지 못할 건 없지. 올 테니까. 데이터 마이너들이 공개한 자료 중 방갈로르가 타이탄폴의 파일럿을 제압하며 파일럿의 무기를 빼앗는 영상이 있습니다. 파일럿에게서 빼앗는 칼은 현재 방갈로르의 근접 무기인 Cold Steel로 이미 시즌8 수집품 patch note에 언급된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 내 방갈로르의 모습은 패스파인더의 스토리 스킨, 검은 회고록의 픽창 모션이 달랐던 것과 같이 방갈로르 스토리 스킨, 그리고 픽창 모션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이 split에는 스톰 포인트에서 방갈로르의 Town Takeover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이 split에 관한 데이터 마이닝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1월 12일 새로운 이벤트 Dark Depths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벤트 challenge, arena 모드의 새로운 맵, 그리고 신skin도 출시될 예정입니다. Dark Depths는 해석하면 깊은 심해, 어두운 심해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이 이벤트명에 맞는 심해 컨셉의 skin들이 출시됩니다. 요정뉴스의 첫 데이터 마이닝 소식을 마치며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달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